따라줍니다. 손 들고 토양 관리, 기비, 수비 농약. 자, 이 농사 기술을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슴속에 담아둬야 돼요. 복잡하게 하면 기억도 못해, 외우지도 못해. 농사는 말입니다. 그냥 상식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됩니다. 내가 키우는 어린 아이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기술이 진짜 기술이란 말이에요.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. 자, 먼저 그러면 소양관에 가볼게요. 아, 피해 지금 나발이고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하면 뿌리를 쫙쫙 깊게 뻗게 할 것인가 여기에다만 집중하자는 겁니다. 딴거다 잊어버려요. 소용없습니다.